이만모 걷기 58일 차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오늘 구서역에서 어,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을버스는 3-1분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오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무사히 상현마을 8-1 구간 그리고 상현마을 동창구까지 멤버 인증을 여기 잘 찍혀야 할 텐데요, 걱정이네요. 영수원 지들은 2009년 부산 갈매 기습제기 콘테스트에 대상을 받은 그룹입니다. 네, 그렇게 끝까지 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 가서 한번 가서 네, 답이 인천 지방시로 가는 길요 선동 입구 갈매길 오른데 세네마을 오른데 세네마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초한지 이런 관련해서 그런 말을 적게 부탁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파는 얘기를 내드리고 나면은 다시 중에 0.1점 나왔그 깜짝 놀라는 표현이 이거 정답 물병이 사라지고 대신 Thank you. 오른데는 오른데 이래 오른데는 오른을 잘 실행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어 이래 되었다고 하네요 오른데는 산수와 스캔제비도 부산에서 사형 경관이 아름다워 현대 태종대 모른대 신선대 동강 대표적인 경성지로 알려져 여기는 만치 부산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어, 그 강원도나 이쪽 집인 것 같아 길이 음. 안 나오네. 어. 바퀴 돌고 말실으로 가는 중입니다.